아나 정말 에이 동타를 왜 안쳐 바보야 아우 판정 개 빠았네 아유 진짜 <clears throat> 목소리도 같이 빠졌네 아유 dun, dun. 어우 한좀 개빠았어 오케이 게임 모임 이거 왜 깨짐 아니 이트 컷을 할 줄은 몰랐지 야따 좀 친다잉